Hmm? Okay. nama tat tabu juga pada hmm. hmm. Ah! 맞았네 음, 맞아 Hmm? Flank. Hmm? Hmm? 아 a b b i t 아, 딱 똑같는데 양이 똑같아만. 어? 뭐 음. 어? 알고도가니 유도바르겠니 하면 차차차 노래하지 카트우야 와와 왜또 와와 먹었습니다. 이? 어? 이? 이? 어? Huh?